우아이의 맛있는 거 나가서 나오기 때문에 나가서 나가 보여줄게 응 나가서 나가 야 어우 햇빛 따뜻하네 이따 봐 이따 봐

Good night.